아싸 드디어 들캐 제대로 했죠 여러분들 와 반피 나갔다 오야 기가쓰기 박치기 할 때가 진짜 좀 짜릿한 것 같아요 박치기 이거 카운터 할때 이게 진짜 카운터 할때 아, 짜릿하다